메타버스 보이세요? 저희 Korean Korean school 보이세요? 네. 네. 좋아요. 자, 저희, 저희 여기 Korean school 어때요? 여러분들. 좋네요. 예뻐요. 되게, 예뻐요? 되게 멋있죠? 멋있어요. 멋있어. 자, 아,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저희 저번에 그거 배웠잖아요. 숫자랑 색깔, 그쵸? 자, 여기는 이제 비기너 1 저희가 배울 거고 여기는 이제 단계가 좀 더 올라가면은 비기너 1-1 배울 거예요. 음. 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음. 방명록 여러 여러분들 다 방명록 작성해 보셨어요? 아니에요? 뭔데요? 방명록. 어, 방명록이 뭐냐면 내가 여기를 왔다 갔다 그러니까 왔었다라는 거를 이제 적어 놓는 거예요. 기록을 해 놓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도 한번 봐볼까요? 어 아무것도 없나? 아무것도 없네? 여러분들 작성을 어머 맞네. 어 와우 와 되게 많네요. 얘다 보이세요? 야헬리쌤 대단하시다 그쵸? 야 멋있다. 자 이제는 수업을 해야겠죠. 음. 자, 저희 저번에 색상 외우기 게임이랑 숫자 이렇게 배웠었잖아요. 자, 일단 오늘은 저번에는 게임을 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어디서부터 배우면 되는지 제가 테스트를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이거 아세요? 어, 네. 네. 어우, 다 알고 있으세요? 네. 이거, 자, 이건 뭐죠? 아, 기억. 어, 맞아요. 기억. 네, 이거는? 니은. 니 아, 니, 니은 맞는데, 지금 어떤 분이 니은 이랬어요. 니은, 연, 연 캔난. 어, 연 아니고 니은이에요. 니은. 니은. 맞아요. 자, 이거는? 디귿. 디귿? 디귿, 디귿. 네. 자, 혹시 잠깐만요. 음... 어, everyone, does any, uh, anyone know this? 한글. 어, 기억, 니은, 어, Korean alphabet. Does anyone know this? 없나요? Yes or no? Yes. 음, 네. 어, yes? Yes. 모르는 모르는 분이 있으세요? 아 없다고? 어 이상하네 나 모르는 분 있냐고 물어봤는데 <laughs> 발음이 이상했나? <laughs> 오케이 자다 알고 계시면 그러면 그 한 번씩 그냥 빠르게 발음 교정 교정과 이제 알고 있는지 제가 체크를 하기 위해서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자 그래도 where uh, where where in it in your notebook. 음. 네. 이해하셨어요? 제 영어? 오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다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어딨지? 지읒 지읒 지읒 지읒 지읒 자 이렇게 세 개 남았죠? 음. 자 뭐, 뭐가 먼저 와야 되죠? 지읒 지읒 지읒 맞아요. 지읒 지읒 지읒 지읒. 지읒 자기가 좀 히읗. 아, 히읗. 히읗. 이제 마지막 히읗. 히읗. 자, 다시 이제 처음부터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네. 이렇게 나열을 조금 이쁘게 하고. <laughs> 이쁘게 하면 좋잖아요, 그쵸? 네.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기읒, 시읒, 이응, 지읒, 치읒, 키읒, 어, 아, 잠깐만요. 죄송해요. 자, 다시, 좀 다시 해드릴게요. 자, 음, 음, 이게 저기가 있을 거야. 있을 거예요. 이거를 찾아서 음, 자, 다시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네. 네. 자, 다시 기역, 니은, 기역. 응, 니은. 아,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히읗까지. 음, 자, 네. 기, 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읍 이응, 자, 지읒, 시읍 키읔, 티귿, 피읍, 히읗.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제가 게임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우리 나중에 그것도 한번 해봐요. 자, 일단 이거 자음 다 노트에, <coughs> 노트에 적으셨나요? 네. 노트에 다 필기 적으셨어요? 노트? 네. 했어요. 음, 했어요. 네. 자. 자, everyone 여기까지 is there anyone you don't know? don't know? 오케이. 어, 좋아요. 자, 자, 넥스트. 그러면은, 이렇게 받아주고. 자, 넥스트 넘어가 볼게요. 모음. 자, everyone 이거 다 알고 있나요? 네. 네. 자음?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아, 아, 네, 맞아요. 아, 야, 야, 어, 어, 어. 여, 여, 여, 우, 우, 유, 유, 으, 으, 이, 이, 오, 오, 요, 요, 요. 자, 제가 처음부터 한번 끝까지 읽어드릴게요. 네. 네. Everyone 한번 리슨 해보세요. 자, 아야, 어여, 우유, 의이, 오요. 자, one more, one more, 한 번 더. 아야, 어여, 우유, 의이, 오요. 여기까지. 자, 자, 혹시 여기까지 Is there anyone you don't know? 있나요? 없어요? 와우. Wow. 네, Very excellent. 좋아요. 자, 그럼 넘어갈게요. Next. 네. Yes, yes. 네. Okay. 네. 자, 어, 좋네요. 자, 오늘은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잘 한국어를 알고 알고 계시는지 확실하게 정확히 알고 계시는지 다저보는 시간을 한번 갖고 있습니다. 자, 다음